네? 가까이 잡아줘. 이것도 고 비디오를 찍고 있어가지고. 사진 찍을까요? 아니 아니 비디오 찍어. 다 했어? 다 꽂았어? 하나만. 준이 어 여기 꽂아. 하나 남았네 하나. 3, 3은 뭐야 3, 3은? 6. 어? 응? 3 곱하기 3. 3, 3은 9. 9. 삼선에 지금 초가 10개 들고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뭐임? 어? 뭐임? 아, 여기 있어 그건 안서 남는 거. 간다. 하나. 두개 붙었어요? 어? <laughs> 이렇게. 야, 그냥 해. 여기 이렇게 붙여줘. 저거 엄마한테 해줄게. 엄마인데요? 폭탄, 부터 해야지. 가까운데 기니까. 내 생일인데. 아, 내가. 어, 이쁘다. 응. 자, 그럼 이제. 네. <laughs> 엄청 비싸네요. 빼곡 빼곡 빼곡 빼곡 빼곡 빼곡 빼곡 빼곡 야 무슨 케이크 신발값이다 신발값. <laughs>